Thank you. 나봐 미안해 뭐 뭐 어. <laughs> 돌치는 착해 어, 피하긴 하는데 막 화는 안내 진짜 빨리 먹는다 게임을 다 먹었어? 벌써?